以前の飼い主が拷問好きな男でしておそらくそう長くは持たないでしょう決めたえこの奴隷にする 우리의 바람 주인공 나오후미가 라프타리아를 구매하는 것부터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라프타리아는 왜 노예가 되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라프타리아는 작은 마을에서 동족인 아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상냥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밝고 활발한 소녀였죠. 아인의 마을이면서 영주에게 일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차별은 거의 없다시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처음으로 재앙의 파도라는 게 닥치게 되죠. 참고로 나우후미와 다른 용사들이 소환된 건 첫 번째 파도가 끝나고부터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세계의 사람들은 첫 파도를 용사들 없이 겪었다는 거죠. 이 파도에 의해 차원의 틈에서 나타난 마물들이 습격하여 마을이 괴멸되고 세계의 얼굴을 가진 케로베루스도 나타나 라프타리아 가족을 위협합니다. 그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라프타리아의 부모는 라프타리아를 절벽 끝으로 밀어 바다에 떨어뜨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강하게 살아달라는 소원을 맡기고 말이죠. 지원군이 도착하여 부모님이 있던 절벽으로 간 라프타리아는 부모님의 죽은 모습을 보게 되고 슬픔에 겨워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건 그래요. 10살 정도의 꼬마아이가 부모의 죽은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겠죠. 이 사건이 라프타리아가 밤중에 악몽을 꾸는 원인이 됩니다. 라프타리아는 부모의 희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강하게 살아달라는 말을 기억하며 마을을 재건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되죠. 사성 용사가 소환된 나라, 즉 메르로마르크의 병사들이 침략한 것이었죠. 왜 침략한 것인가 하니 마을의 주인인 영주도 파도 사건 때문에 목숨을 잃어 지금까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있던 방파제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라프타리아는 인간의 노예가 되어 팔려버립니다. 첫 주인은 상냥했지만 라프타리아가 밤마다 우는 습관 때문에 버티지 못해 되팔아버렸고 두 번째 주인은 아인종 학대를 좋아하는 세디스트였습니다. 라프타리아는 마을의 재건을 위해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있었고 어떤 아픔도 강하게 견딜 인내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주인은 마을의 모습을 라프타리아에게 보여줍니다. 마을의 상징인 깃발은 무참히 짓밟혔고 재건하기 힘들 정도로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때부터 라프타리아의 강했던 마음은 부서져 버렸고 지금까지 참을 수 있었던 아픔도 고통으로 바뀌었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고문에 질려버린 주인은 다시 노예상인에게 되팔아버리고 이토록 상해버린 라프타리아를 구매한 사람이 바로 방패용사 나우후미입니다. の力があっても傷はそれなりに痛いんだ絶対に死なないで私を一人にしないで青海様名前た目覚めた理由